하나 둘셋 아이고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칼이 두 개는 좀 오늘 술 많이 먹을 거예요 형님? 응. 아 그래요? 어, 네? 고, 갖고 왔어요? 우란, 우란, 우란산? 아 <laughs> 감바스가 무슨 뜻이야? 감 자바스에서 자가 빠진 거지 아. 이럴 때는 깨! 맛있으니까! <laughs> 트럼은 저쪽 보고 하라. 이 도마도 아닌 것 같아요. 아 그래? 도마가 잘 나오는 회사가 뭐겠냐? 아, 나 진짜 나 새우 진짜 좋아하거든. 아, 똑같또 짠! 아, 갑자기. <laughs> 와 엄청난데 이거 와 이쁘다 조심해라 아! 소금 와 마늘가루 후추 아니 난 꼬다리 좀 아, 그, 형! 아, 진짜! 어, 꼬다리 좀 네? 가져왔어, 근데. 난 다 줄 줄 알았는데 가져왔어. 어떻게 또, 아. 시식 한번 해볼까? 뭐, 하나 세팅을 해볼까요, 그러면은? 예. 야. 음.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. 와, 형, 이거 시간, 시간 제대로. 음. 냉장고 계속 있었으니까. 이 저번에도 한번 그 개그맨 이문재 씨가 이거 협찬해 주신 건데 아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. 근데 나 맥주 한- 나도 한 한두 칸. 야, 야, 야, 내 나이가 아니 뭐해? 아 너무 거품 많이 아, 나는 거야. 괜찮아. 괜찮아? 내가 알아서 할게. 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. 아깝냐? <laughs> 와, 반도 안 채... 좋았어. 아나 기분 또 나쁘다 저, 저, 저. 맥주 어디 거야? 맥주는 클라우드 항상 먹는 거? 네 아. 아 술은 술로 풀어야죠 그쵸? 그럼 네, 습니다 클라우드가 싫어 음. 음. 반갑습니다. 만성공하세요. 이야. 아, 어, 어, 좋다. 아, 야. 어, 너무 좋다, 진짜로. 부탁이 하나 있는데, 음. 아, 지 전투적으로 먹지 말자, 이거. 음. 어? 병구야. 어, 좋다. 전투적으로 먹기 없으니? 싹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예요? 형 이거 하지 말아야 또? <laughs> 아 욕하지 말라니까. 아미안 음. 전투적으로 먹지 말라면서 그렇게 전투적으로 먹고 왜요? 요거에다가 야 만들어 올리는 거. 먹어봐. 맛있어요? 응. 오. 이렇게갈줄 아냐 이거구나 이- 것도 빵, 빵만 찍어서 드려보세요 듬뿍? 네 그럼 안 뜨거울까? 뜨겁죠? <laughs> 음, 음. 음. 대박인데? 아. 아 버터가 없는데 버터를 넣은 느낌인 것 같아. 음, 진짜. 음. 구수하고 달달하고 너무 좋다. 음. 음. 딱 해서. 아, 난 맥주도 괜찮은데 이거 당장 해야 될 것 같았지. 와. 음. 우와. 막냄새 많이 안 나죠. 음, 음. 음. 아, 왜 이렇게 맛있었나? 아, 냄새. 음. 아. 괜찮아요? 지난번에 종이컵에 먹었잖아. 음.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이 바게트가 지금 그냥 바게트가 아니라 이게 마늘빵이잖아. 마늘 그거 얹혀지잖아. 그러니까 네. 약간 그 단맛도 같이 있는 게 음. 와. 아니, 마늘이 너무 좋은데? 새우가 이렇게 딱 두꺼우니까 음. 일단 새우가 크니까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새우 하나 더 얹으려 그랬는데 얘 분명 히뭘 할 것 같았어. 다 보고 있어요 내가. 기름을 이렇게 떠보는 거야. 아, 아. 음, 이런. 아, 네. 너무 맛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음. 입천장 다까지게 생겼다. 음. 이걸 근데 맛있어. 음. 너무 맛있어. 새우 말고 음. 이렇게 새우처럼 터지는 거 있을까요 혹시? 씹었을 때? 오징어. 다른 거 넣어서 할 수 있을까? 새우 말고? 어. 그거 말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? 이 식감이 없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딱 씹었을 때. 탱탱한 그런 느낌? 음. 오징어 있잖아. 오징어 안 되나? 이런, 이런 씹는 느낌은 아니야. 뭔가 딱 터지면서 이번에 살아나는 느낌이 아니고. 음. 믿어 너. 믿어덕 진짜. 내 장담하는데 미어덕 씹잖아 형. 그러면은 미어덕 안에서 터지면서 기름 팍 나면서 여기 다 음, 찢어진다. 찢어져 입안에 진짜 형님. 어이 소리. 그게 세개 줬다가 다시 줄게. 이거 마늘이 같이 와줘야 되네 이게. 음. 아, 짜시죠. 짠, 짠, 짠. 아무도 안 따라주네. 아니.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 술 따라 먹는 것도 내 잊어버렸어 지금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음. 제가 감바스를 이게 세 번째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? 네, 지금까지 아, 먹었던 것보다 잘 사네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감바스를 세 번째 먹었어 아. 음. 아 삼합이죠 삼합 그렇지 어. 형 홍어 드세요? 아 홍어? 응 3단계 빼고 다 먹어 아 그 끝, 그 완전 완전 팍 삭힌 음, 거 말고? 음, 음. 삼합 삼단계를 홍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. 성우 집에서 지훈이가 저기 지금 예. 지훈이가 사갖고 왔어. 3단계를. 그러니까 와. 1단계, 2단계, 3단계를 그걸 나눠서 이렇게 딱 갖고 온 거야. 음. 3단계를 먹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삭힌 거 있지. 음. 예. 그산 같은 게 나와서 입, 먹 입천장 다 까졌어. 진 와. 입천장이 한 겹이 아니라 한 사, 세네 겹 까진 것 같아. 엄청 힘들었겠네요. 음. 며칠 고생했어. 며칠 며칠 고생했어 진짜. 와 이제 우란산 또 올라오는데? <laughs> 아 진짜 올라와 또. 와. 마늘을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외국 사람들은 마늘을 생으로 안 먹는 것뿐이야. 그러니까. 우리나라는 생으로 먹는데. 왜 생으로 안 먹지? 맛있는 거를? 알, 알, 알, 엘이잖아. 애리조나? 음, 음. 에.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리조나. 아유, 씨. 욕하지 마, 욕하지, 욕하지 마요. 또 편집이다. 에, 에, 에, 할 때, 뿌 바로. 너도 사람 웃길 줄 모르는구나. 어? 나무, 아저씨도 옛날에 모 기업 회장이 와서 노래 부르라고 그랬더니 응. 내 대중 앞에서 쓰는 사람이지 개인 앞에 쓰는 사람이냐고. 와. 어, 그러고 멋있어. 음. 난 대중 대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개인 앞에서 하는 사람 아니라고. 어, 나 같으면 어떨 것 같아. 얼마 얼마 예요 사인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? 아, 아 진짜. 이거 진짜 편집해라. 그해야형 당연하지. 꼭 잘 나가다가 왜 그러니까. <laughs> 우란산 때문에 우란산 저거 먹으면 변해. 아, 이거 편집해라. 예. <laughs> 훈훈한 얘기하고 있는데. 아, 이것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야. 와. 아. 야, 기름인데 안 느끼하냐? 어. 이건 그냥 그냥 다 시그널하고 다르잖아요. 그니까 아까 끓는 점도 틀리잖아요. 기름 같아서 막, 막 난리 났죠. 막 튀기고. 아, 이게 끓는 점이 높은 건가 그러면? 그건 저도 잘저 물리학과가 아니라서 <laughs> 물리학이 아닌가? 아, 물리학과 형 대학 나왔어요? 나? 네. 안 나왔지. 고등학교는?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왔지. 3부. 아, 아니 그 전공이 뭐였어요? 학교 다닐 때? 컴퓨터. 진짜 컴퓨터예요? 응. 오늘 봤다. 그걸 어떻게 전공이라 말해요, 형. 나만을. 나 사실 개그 전공이야. 아, 진짜요? 응. 어쩐지 틀리더라고. 그지? 토크가 달라. 안티 100만이다, 안티 100만. 지금 구독자 3명 빠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? <laughs> 세 명인데 세 명 나가버리면 예? 아니야 우리 셋은 있으니까 3명은 안 나갈 거야 근데 <laughs> 모르지 우리 셋 중에 하나 <laughs> 병구 형이죠? 아, 난안 나가 난 진짜 안 나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진짜 날걸? 이런 거 먹어도 맛있어요. 너 전공이 노래잖아. 드럼이죠. 드럼이었나? 예. 촛불잔치 드럼. 아 맞다. 총체정난국이랑 밴드 알지? 뭔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고 어, 같이 공감할 만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. 아 그래. 그 토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형부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응? 음. 아 우란산 올라온다 진짜. 1, 9 8 8 이런 거 아니야? 그만 먹어 형님. 싫은데? <laughs> 코안 구부러졌잖아 지금. 눈 풀렸잖아. <laughs> 형 봐봐. 야 싫은데? <laughs> 이, 이 지금 내 눈을 이 못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무 아쉽게 생각해. 양파는 안 들어가나 봐요. 다니까. 음. 나도 모르겠어 양파도 잘안 넣더라고. 음. 양파 넣어본 적은 없어. 근데 몰라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나? 양파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? 다음에 더한번더 하자 양파 넣고 음. 여기 이제 스파게티를 볶아야죠 아, 아 알리올리올로 <laughs> 그 뭐지? 올리올로올로한 거야? 갈매기살이요. 그 뭐야 기름에 이렇게 하는 거 스파게티. 단호박전. 어, 호박전도 한번 괜찮은데. 어, 감자전. 호박전 괜찮아. 호박? 나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 알지? 내 네, 갖고 굴전 최고죠 굴전. 아, 굴은 생으로 먹어야 좋지 않아? 석화? 아우 굴굴 난- 알리 올루 알리 올루인 거야? 알리오 올리오. 그만해요 형. 아. 티나잖아요 모르는. 수렁 저축포 하라 했잖아 형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입은 이쪽 다물고 이쪽 이렇게 내뱉었어 아유 지금 그러지 마 고량주에도 탄산이 있어요? 아니, 속이 안 좋더라고요 아까 방울 꼈는데 냄새가 진짜 무서워뭘 아. 섞으면 그, 그 냄새가 날 수 있지라고 나 고민했다니까요 아이이 자식들이 새우 두 개씩 올려 먹지 마 셉셉이 형 진짜 쌉싸게 보여줘? 아니요. 신뱉으려 그랬지. 신뱉으려 그랬죠. 아음. 이거를후라팬 말고 뚝배기다 해서 먹으면 좋겠다. 그죠? 아, 뭐라 뭐라 뭐라 뭐라 그죠? 음. 아예 한국식으로다 그죠? 된장 풀고? <laughs> 야, 야, 잠깐만. 저기 소리 다시 한 번 들어가요 자 이제 카메라 끄고 본격적으로 드시죠 예 오케이 여러분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